간식 어딨나요? 간식은 어딨나요? 간식은 어딨나요? 네. 간식. 간식이 여기 있다고요. 간식이 여기 있다고요. 어딨어 간식. 아, 어, 있어 아, 여기 있지? 저, 어딨어? 간식 아니 간식 어딨어? 여기 있잖아 기다려 아 기다려 啊！